음. 아, 내 눈! 와! 아또 밖에 지랄났다 청소 언제 다 하냐 보리 보리 아빠 엄마 뽀뽀 뽀뽀 안 해줄 거면 나가 뽀뽀 뽀뽀 뽀뽀 타쿠야 너 뽀뽀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싫어요. 어, 야, 안 돼요. 하지 마세요. 신흥적이야. 못 닦게 입, 여기다 뽀할 거야. 너 피했어? 너 피했지 방금? 이건 음.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음. 오랜만 흔들지 말고 침 꿀꺽 삼키지 말고 꼬고 ここ。 Nope. 어디까지 가? 귀여워. 또 뽀뽀. 또 뽀뽀. 哦，嗯嗯。